느씨, 느씨. 귀여워. 귀여워. 저기 숨어서 뭐해, 쟤. 느씨, 어? 배고파? 아 배고파? 머리 뭐가 있어? 어 떨어졌다 이게 뭐야?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아그 哎呀。 귀여워 <laughs> 귀여워 귀여워

啊啊啊！咋咋咋啊！